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 왕사슴벌레 유충이 들어있다는데 이게 균사라는 걸 먹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바레톱밥을 먹이면 그냥 그냥저냥하게 크기가 나오지만 이 버섯균이 들어가 있는 이 버섯균이 들어가 있는 이 균사를 먹이면 사슴벌레 애벌레들이 대형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무려 9개씩이나 선물을 받았어요 자 이거를 한번 해체를 해볼 건데 제가 오늘 꺼내보면서 무게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초대형 애벌레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원래 하얀 색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먹고 나서 톱밥처럼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죠 이때는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거 그냥 부어도 되겠다 그냥 부어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와 나왔다 오 암컷인가 보다 짜란 사슴벌레벌레인데 지금 색깔이 약간 노랗죠 이게 바로 이제 번데기가 되게 직전에 이제 많이 지방이 쌓이면서 노랗게 되거든요 삼령 말기인 왕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자 우선 하나는 캐치 야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보이시죠 맛있나 보네 우와 야 이거 봐봐 이게 안에 이게 버섯이에요 버섯 느타리 버섯 가끔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데 된장찌개 끓여서 드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안 드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<laughs> 야, 오얘 어디 갔어 오 나올 것 같은데 오 있다 짜잔 오 야야 제법 크다 제법 크지만 수컷 크기는 아니에요 야 이 친구도 암컷인가 보다 오케이 한 마리 더 개뜨 자 이제 세 번째 빠르게 하겠습니다 와, 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크다 크다 크다 얘가 얘가 바로 스컷 이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자 이 친구가 바로 왕사슴벌레 삼령 유충 수컷 차이 엄청나죠 뭐야 뭐야 이거 네 번째 어 여기 있다 어 나는 안 떨어지길래 없는 줄 알았어 이건 완전 톱밥, 톱밥이 됐어요 완전 톱밥이 됐어 앙컷 또 나왔다 아 앙컷이 너무 많은데? 우와 와, 와, 큰 친구 나왔다. 짜잔. 야,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다. 이거 엄청 많이 먹었나 본데. 사실 스푼이 필요가 없네요, 여러분들. 와, 또 나왔다. 야, 세 번째 수컷. 이야.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다. 죽어있는 개체가 없네요 여러분들 우와 또 나왔어 우와 방금 나온 친구는 이 친구예요 와 이 친구 되게 통통해 오? 저 근데 여러분들 뭐야 이거 자웅동체인가?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여기 지금 난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설마? 기네스? 기네스 아닐까요 여러분들? 자 오케이 아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어, 이거는 먹은 흔적도 없고 되게 무겁거든요 이건 왠지 불길한데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는 네, 원래 다 갉아먹었잖아요 아까 근데 이 친구는 사실 하나 많아 뻔할 것 같고 지금 7 마리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 한 무기를 한번 재봅시다 자 우선은 지금 어, 큰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큰 친구들이 4마리 작은 친구 3마리인데 딱 4대 3인 것 같아요 암수 비율이 자 무게를 한번 재보고 톱밥에 투입을 할 겁니다 자 빠르게 해봅시다 야 좋아 와 진짜 무게가 이렇게 91g 50g 막 70g 되면 진짜 기네스인데 우선은 앙컷부터 한 마리 슉아 11g 아 11g이면 아, 약간 저조해요 자그 다음에 11g 어 약간 저조해요 자 어, 예상보다 좀 가벼운데 12g 13g 14g이 약간 무난한 정도고요 자 이제 수컷 22g이면 거의 7cm 오버 나오죠 어? 어 나 딱 봤을 때 기네스감이었는데 그렇게 무게 막 높진 않네 어 24g 오 24g이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24g이면 그 환연율이라고 해서 환연율이 좋으면은 8cm 가까이 나옵니다 아 23, 아 23g 좋아요 아 좋아요 어. 자 어쨌거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야 24g 야 해서 24g이 지금 최고 기록인데 어쨌든 저에게 선물 준 우리 재우 친구 고맙고 이 친구들은 제가 따로 표기를 해뒀다가 구독자 이벤트로 사용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번데기방 지을 거예요 성충이 되면은 그때 구독자 50만 이벤트 겸사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사슴벌레 대형화 키우고 싶으시면 균사 사육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안녕